누구 봐주는 거 처음 봐서 저 여자한텐 갚을 빚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날 속인 겁니까 감히? 그냥 절실했다고 해두죠 그 남자 마음에 들어?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나쁜 놈 겨우 다 잊었는데 다 잊으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어쩌라고 뭘 그렇게 놀래 사람 서운하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꼴을 제가 두고 볼 자신이 없으니까 절대 안 돼. 난 네가 평범한 남자라는걸했으면 좋겠어. 제인씨 좋은 사람이에요. 원래 시작은 다 좋아해.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. 근데 살다 보면 안 그렇거든. 너무 다른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고 더 지쳐.